보리 아이 아 갈까 갈까 갈까 갈까 갈까 갈까 갈까 관심 없어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기다려 아이고 옷이 1.8kg네요 기다려 앉아 기다려 우리 기다려 우리 기다려 어? 머리 3.6kg 됐네요 뒤졌어? 이제 다 뒤졌어? 너의 차례가 이제 곧올 거야. 음, 너는 초음파하면서도 자잖아. 잘 먹을 거야. 너무 겁에 질렸는데 음.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하나도 안 아프지? 어 괜찮아 하나도 안 아프지? 아 하나도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지 <laughs> 掉掉掉，看看到，对对对，掉掉掉掉掉掉掉掉掉掉掉掉掉掉掉掉。